점수가 35등이어가지고 딱 커트라인이잖아요. 저 같은 애들을 배려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할 수 있는 한 팀에 피해 안 끼치도록 그리고 제 자신을 후회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진짜 잘하고 저희 팀도 제가 꼭 빛내주고 싶어요. 저는 외화 엔터테인먼트 왕이랑입니다. 저는 하우 엔터테인먼트 왕크입니다 저희는 왕씨 자매입니다. 오 이런 분들이 아이돌을 하는 거예요. 들으세요. 왜 센터가 되고 싶고 센터가 되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? 센터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얼굴만 잘 이쁘고 그 노래에만 잘 어울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 사람이 돋보인다고 그 사람이 센터가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여야 된단 말이에요. 40등입니다. 조세림 학생 아쉽지만 퇴소하게 됐습니다.